안녕하세요. 러브레터 크리스입니다. 25th love letter 25번째 러브레터입니다. 어, 저희가 다른 영어 성경 공부들보다 좀 더 뭐 제가 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재밌는 쪽으로 접근해서 성경의 핵심 구절들을 요약하고 또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어, 좀 특이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 오늘 한국말 제목은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이 한 가지로 예, 요 제목이고요. 우리가 외울 영어 성경 관련 문장을 한번 외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오케이. 어, 여자 목소리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네. 이따가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는 늘 해왔듯이 예, same as always 늘 해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섯 번 다섯 번 해서 요거를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 영어 성경으로는 mark죠. mark chapter 12 verse 30 요거는 이전부터 제가 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어, 요 뒤, 뒤에 이제 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까지가 사실은 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을 요약한 것이죠. 그것은 가능하면 다음 26 그때 26번째 러브레터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암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요거를 외우겠습니다. 예, 많이 어렵진 않죠. love him. 당연히 힘은 어떤 god입니다. god. 신 하나님입니다. 어, 다른 성경 번역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을 텐데요. 어, 뭐 어제 저번 러브레터에서 다루었던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Love the Lord, Love the Lord your God, 예, 너의 주 하나님을 Lord라는 게 어떤 주인이잖아요. 굉장히 어,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저희가 외우는 지금 이 표현은 저희가 거의 main textbook으로 다루고 있는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의 Love Him 하고요. 또 The Message라는 고체 현대 고체 영어 성경 있죠? 거기에 있는 것을 약간 제가 편집했습니다. 여러분 뭐 역시 내용은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좀 완전히 외울 수 있게끔 뭐 and 같은 거 좀 빼고 이렇게 뭐 passion and prayer 뭐 이렇게 더 메시지에 나와 있는데 그냥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이런 식으로 그냥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나열할 때 마지막 단어 앞에 and를 넣잖아요. 물론 지금 더 메시지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어, 교수님께서는 번역하면서 강조하려고 쉼표 카마보다는 and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기를 위해서 and만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passion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격정적인 또 어떤 욕정, strong sexual feeling 이런 뜻으로 일단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감정이죠. 사랑에 대한 또 열정이란 뜻으로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뭔가 어떤 취미라든지 뭔가에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때 passionate이라는 형용사도 있죠. passionate, 예, passion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 신이 어떤 육체를 가진 남녀 관계 그렇게 사실 남녀 관계처럼 뜨거운 사랑을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많이 어떤 사실 비유가 되어 있지만 신은 이런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가졌다고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일 뿐이고요. 그래서 패션이 어떤 이런 어떤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열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렇죠. 예. 아, 그리고 프레어라고 인상 깊게 더 메시지에서 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여러분 NIV 밑에 올려드리겠지만 with all your heart 예, 마음을 다해 and with all your soul 뭐 영을 다해 영혼을 다해 예, 이 soul 부분을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 그 교수님께서 prayer라고 번역한 게 좀 인상적입니다. 예. 어, 떤 기도는 우리가 영혼이 어떤 또, 또 스피릿인 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기도는 사실 대화거든요. 신과 인간의 대화. 예.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끊임없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런 또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과 대화를 계속하는 하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ntelligence 이거는 지성이라는 거 다 아, 아시죠? 예. and energy. energy라는 게 굉장히 구호적인 정말 단어인 것 같아서 이걸 외웁니다. 뭐 strength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내가 기운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적인 회, 회화에서도 또 이거 저의 영어야 수강생들은 아시죠? 우리 파란 교재에 있는 문장이네. 인, 있는 문장이죠. I have no energy. 그럼 아, 우나 기운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I have no power.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실 수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기운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어, 다른 성경 번역본도 밑에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역시 영어 실력이 좀 더 되는 분들은 앞뒤에 관련 이런 것들을 더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로 우리가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러브레터만의 또 약간 특이한 점이죠. 저의 어떤 수다를 예. 어, 뭐 결국은 이런 거를 인조이 하시는 분이 계속 서브스크라이버로 남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뭐제타뭐 뭐, 뭐, 뭐 어, 영어에 be be yourself, be yourself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게 be natural. 밑에 적어드릴게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라는 건데 뭐 제가 사실 예, 예, this is the way I am. 예, 오늘 영어 터지네요. 예, 저의 제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사실 어,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를 원했던 분에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수다 떨지만 나름대로 깊이가 있, 는거 아시죠? <laughs> 어,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 오늘 이 너무 중요한 성경의 모든 명령을 이 한 가지로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당시의 어떤 율법학자라고 하죠. 예. 어떤 teacher of the law, 어떤 law,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요약을 해버리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 이렇게 모든 거를 쏟아부어서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저는 가장 부럽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저의 인생의 지향점이에요. 어떤 인생의 정말 어떤 purpose, 목적이고 goal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한 인생은 사실 뭐 통장에 그 숫자가 뭐 공이 더 많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돈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 맛을 충분히 느끼지 않아서 네가 그래 이렇게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could be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도 이제 어, 조금 지나면 이제 50이 되는데, 예, 목소리는 굉장히 영하죠, 여러분. <laughs> 오늘도 오전 수업, 우리 수강생, 어느 여자 수강생 회화를 배우시는 그 깐난 아이 엄마가 계신데, 이거 혹시 듣고 계신 아니시겠지. 뭐, 제가 좋은 얘기 할 거니까, 예, 됐을게. 어, 하여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줄, 아, 또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흥분한 또, 뭐라고 하실 분이 있으니까 하여튼간 저 나이보다 좀 어리게 봤다고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막 서로 막, 세, 막 치켜세우고 막 그랬었는데 예. 아 어쨌든 음, 그런 모든 거를 쏟아부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예, 12시 반 38분에 하다 보니까 또 오리가리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예. 그런 부부든지 커플이든지 연인이든지 사제간이든지 친구간이든지 가족들 사이든지 그런 게 정말 저는 성공한 인생이지 않나.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필요한 만큼 먹고 살죠. 예. 사랑하면 더 부지런해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우울증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우울증 제가 그런 분들에게 댓글을 이렇게 남겨드리고 그랬거든요. 격려하는 유튜브 보면서 어... 거의 답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격려해주면 답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그 정도로 그분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런 친구나 또 그런 여자친구를 저도 만나보기도 했, 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들의 성향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예. 그런데 한 분이 정말 저한테 정말 그 기억에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을 댓글을 남겼어요. 어, 여러분 너무나 가슴 It's, you know, it broke my heart 제 마음을 되게 정말 상하게 했어요 그게 기분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You know, it breaks my heart 가슴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파요 뭐냐면 이제 꼭 당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생기길 바란다. 전 진심으로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랬더니 그 학생이에요, 학생. 제가 알기로 고등학생, 뭐 기껏해야 대학생인데 나이가 자기가 그런 위로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같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어 저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위로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두 번 세 번 쓴 것 같아요. 댓글에. 제가 그래서 다시 남겼어요. 죄송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뭘 죄송한 일이냐. 제가 그렇게 남겼던 것 같아요. 그냥 힘내라고. 예. 어, 그,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우울증이라는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구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어떤 지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음. Just a moment. 예. 예, 여러분 잠깐 조금 이상했죠? 이게 갑자기 접속이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예, 조금 양해해 주시고 예, 제가 얘기에 뭐 복받쳐서 갑자기 끊긴 게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예. 그래서 그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 어, 그런 우울증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이게 그 사람들한테 우선순위가 아닐 것 같아요. 어, 정말 뜨겁게 서로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외우는 그것처럼 어떤 자신의 지성과 열정과 힘과 그런 또 우리 프레어를 대화로 본다면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이런 것이 가장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고 저는 그게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오늘 문장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그, 게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모든 거를 쏟아붓는 사랑을 주고받, 아, 주고받았을 때 과거를 생각해 보셔도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도도 높고요. 예. 제가 진짜 아주 웃기게 얘기하면 과거에 저의 연애 중에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안 된 연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지라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초인적인 그런 어, 사랑을 표현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어, 내가 참 저렇게까지 하네. 야 나도 스스로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상대를 좋아하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적이고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놀랬던 적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우울증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열정도 없고 대화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고 그냥 무기력한 관계 이런 관계가 여러분 그게 정말 어, 좋은 관계도 아니고 그런 관계에서 그런 인생에서 사실 뭐가 나오겠어요. 예. 우울증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두 개 동안 두 개의 러블레터가 바로 우울증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 마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예. 또 현대인들이 우울증 달고 살아간다는 말도 또 떠오르네요. 예. 어, 이런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고 말수도 줄고 그렇게 될 때 안 좋은 생각들로 또 온통 머릿속이 채워지는데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고 지성적인 뭔가 사고가 나오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죽고 싶다. 이렇게 자꾸 치, 치, 그쪽으로 치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반대로 반대란 표현이 조금 너무 극단적일 수 있는데 신과 진짜 뜨거운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은요. 뭐랄까 저는 정말 어, 제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은 막 주변을 바꾸고 예, 뭔가 달라요 정말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요 예. 그게 여러분 신앙적인 광신적인 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쇼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다르겠지만 굉장히 신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24th 러브레터죠 2 Timothy, 디모데후서 chapter 3, 3장의 그 뒷부분을 사실은 신앙적인 쇼하는 사람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 말아라. Keep far away from them. Keep away from them이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keep 유지하라는 건데 keep far away, far, far away.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그 신이 되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그 prophet 어떤 prophet 선지서 중에 말라기 영어로 말라카이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서도 신이 하는 얘기가 너무 형식적으로 쇼하는 그런 당신의 제사죠, 제사. 그런 거를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생각나는 영어 표현은 I'm sick and tired of you. I'm sick and tired of your shows. 너희들의 쇼에 이것도 밑에 적어드릴게요. 내가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예. 신은 사실 진심이 아닌 오늘 또 주제인 모든 걸 쏟아붓는 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인 십자가인 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그냥 이렇게 쇼하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그런 쇼를 어떤 받아들일 수 없으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second Timothy가 너무 세가지고 <laughs> 제가 이거 하면은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영어 성경 반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유료 과정이 될 것 같고, 그거는 좀 정해 멤버를 또 이것도 이렇게 했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닌가. <laughs> 어쨌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무료 과정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사람이 참 이게 영어 수업이건 영어 성경반이건 좀뭐 귀중하게 이렇게 한 거를 무료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것 같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요. 예. 참 그래서 성경에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할 분들과 어 그런 또 유료 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거는 저도 더 준비해 가지고 하게 되겠지만요. 그거는 하여간 준비가 되면 여기서도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오시면 좋고요. 어, 그래서 제 얼굴을 보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그렇죠? <laughs> 저도 마찬가지고 예, 저를 알았던 분들이 지금은 구독자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어렸을 때 만났던 분도 계시고 예. 어쨌든 뭐 그런 날이 또 언제 올지는 뭐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 제가 이렇게 신의 사랑에 저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살았어 뭐 지금도 이 채널도 그런 연장선상이지만 제 인생에도 그런 up, up and down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더 뭔가 제가 느끼기에도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신과 사랑을 주고받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어... 그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어, 그니까 어떤 신과 모든 것을 주고받으며 사랑할 때 신기한 일들을 신이 어떤 그 인간의 모든 비한 이미지네이션 오래간만에 얘기하네요. 상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고 신기한 일을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하다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갔다 그랬죠. 25살 즈음에 어떤 성경의 로먼스, 어떤 그 로마서라는 어떤 성경의 그런 성경에 있는 굿뉴스를 가장 잘 요약한 성경이라고 하죠. 그거를 읽, 읽, 다가 어떤 신의 영원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머리만 치는 지식이었다면 피, 부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굉장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정말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한 새벽 1시 반인가 12시 반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고 제가 생각해도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나 성적 장학금도 거의 다 받았던 것 같고요 뭐 8학기였으면 한 학기 정도 빼고 다 받았던 것 같고요 예, 거짓말 아니에요 예. 어, 그래서 저의 한계를 뭔가 뛰어넘는 기분이었어요. 예, 제가 그, 뭐 지금 돌아보면 그때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의 어떤 뭐 you know no one's perfect 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건 전혀 아닌데 실수도 자충우돌도 많았지만 참 제가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신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되게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어, 뭐 우울증이 오늘 죽, 우울증 있는 분들이 오늘 죽고 싶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 다르면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만나게 사, 만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어, 당시 이제 신의 사랑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여러분이 비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영어 성경을 그렇게 끼고 살았어요 특히 이제 막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뭐 절친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막 그 지역에 가가지고 막 또 재밌는 일,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다음에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여러분 재미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또 국내에도 그런 어떤 미국인들 주로 이제 영어 강사들 있죠 아니면 대학교 교수들이나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짧게 정리해서 그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이런 약간 아주 좀안 좋게 얘기하면 강박관념이고 좋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calling 어떤 사명감 어떤 미션 이걸 내가 꼭 해야 된다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학과 성적 장학금을 또 경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틈틈이 영어 성경을 정말 chapter by chapter 장별로 굉장히 요약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몰두했어요 그 연장선상이 또 이 러블레터일지도 몰라요. 예. 하여간 저의 모든 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그 저희 대학교에 한 국내 다른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그런 미국인 여자 교수분이 오셔서 영어 성경을 지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근데 재밌는 좀 이상하게도 참여할수록 그분이 좀 뭔가 자신도 없고 좀 헤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중간에 또 담배 피러 나가시고 막 그래서 <laughs> 물론 담배 피면 신앙이 없다 신앙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뭔가 제가 답답해서 한 번은 이제 성경 그 영어 성경부 모임이 끝나고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영어를 더 못했던 것 같은데 훨씬 못했어요 솔직히 예. 제가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 내가 요즘에 이렇게 영어 성경이 빠져 있는데 성경은 내 생각에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내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도 많이 아, 주일 학교라고 그러죠. 예. 어, 썬데이 스쿨이라죠. 거기서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성경 내가 가르쳐 주고 싶다. 내가 요즘에 되게 성경에서 신의 사랑을 깨달아서 되게 뜨겁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나한테 나의 부족한 영어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deal을 한 거죠. 어, 지금 생각해봐도 참 당돌합니다. 근데 그분이 더 대단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한 방에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분과 저의 가끔 이제 그분 친구 다른 당시 어, 어느 학교인지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명문 대학교입니다. 그 또 다른 교수 미군 교수님들도 몇 번 참여를 했었지만 주로 이제 그분이에요. 1대1로. 그래서 한 그분이 이제 외국인 교수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좋은 학교라서.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 Bible study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되게 놀랍죠. 지금 생각하면. 어, 거기 방문해갖고 열심히 막 지도를 하고 또 그분 또 영어 틀린 거컬렉션 해주고 영어 많이 들었죠 근데 참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게 굉장히 부족한 영어로 제가 애를 쓰는데 그분이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굉장히 집중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 아니신가.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친해지면서 그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 영어 예배, 그러니까 영어 예배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교회도 있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미팔군 안에, 뭐 저도 카츄샤인 선후배들이 있어서 미팔군, 용산 카츄, 어, 미, 미팔군에 많이 저도 좀 들어가서 막, 뭐 그 애들이랑 미국 미군 애들이랑 농구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미군 교수님이 저를 미팔군 내에 흑인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흑인 예배 정말 흑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에요. 남부 루이지애나 출신인데 막 악어 고기도 먹고 막 그랬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여튼간 저를 데려갔는데 수백 명의 흑인들 속에 백인은 그분 하나, 동양인은 저 하나.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뭐 거기서 도 되게 웃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어, 쫓아다니면서 영어 많이 들었죠.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그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아 저에게 항상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가 끝나면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laughs> 저는 주머니가 가벼운 당시에 대학생이었고 그분은 어, 미국에 건물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뭐 가자 뭐 크리스 뭐 미국에 가자 내가 너를 밀어줄게 막 이렇게 또 제안도 있었는데 하여튼간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고기를 주로 많이 먹었고요 <laughs> 불고기 달짝지근하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피자 진짜 많이 배달시켜서 먹었고요 예. 또 감사하게도 제가 등록금 낼 때 전액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때면 어, 전액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분이 이제 등록금을 보태라고 등록금 낼 때가 되면 꼭 물어봐 주시고 뭐 저를 통해서 뭐 고아원에 기부도 하시고 네. 하여간 재밌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 음. 어 뭐 그 이후에 더 준비한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좀 감은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모임을 준비했거든요. 저의 지성, 안 되는 부족한 영어 실력, 저의 열정, 학과 공부하기도 힘든데 또 그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분한테 그 어떤 성경을 잘 어떤 그때도 똑같아요. 신의 사랑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 그 열심히 하고 어, 저의 힘을 당해 에너지 다 쏟아부었어요, 솔직히. 예. 어. 그랬는데 하여튼간 또 이런 신기한 재밌는 일들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을 만난 게 제가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신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예. 어, 그분 이름이 제닛인데 한번 페이스북 찾아봐야겠네요. 끝나고 예, 잘 지내는지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어,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신을, 신의 저를 향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열정을 다한 사랑을 제가 피부로 깨닫으면서 깨달으면서 저도 제 수준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응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신기하고 재밌고 뭔가 이게 진짜 사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저를 여러 면에서 발전시키는 일들이 제 인생 속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러블레터 채널도 또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걸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만나게 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우리의 만남이 또 아름다운 만남이 될지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오직 신만이 알겠죠. 그렇죠. 예. 좀 정말 신기해요. 제가 오늘도 뭐 친한 친구가 자기가 차 태워 줄 테니까 그 친구가 안산에 살거든요. 학원을 운영하는 이거 들을라나 예. 음, 그 딸도 이거 구독했는데 <laughs> 외동딸도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오면은 악인전 개봉했으니까 자기 집에 태워줄 테니까 보러 오라고 갔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러블레터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자막 넣고 준비하고 어, 그런데 이게 사실 어, 여러분 또 제가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먼저 신이 저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자꾸 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에 대한 신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지성과 짧은 영어 실력과 저의 열정과 이런 걸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암기하기 전에 오늘 좀 점점 길어지네요. 예. 아, 두 번째 명령 이웃사랑은 다음에 하기로 한다고 했, 했었고 이렇게 모든 걸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담인 동시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명령인 이유는 아까 슬쩍 말씀드렸지만 신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First love letter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요한 1서의 First John의 예. We love because God loved us first. 이거 맞죠? 그쵸? 예. 다 외우세요 여러분도 이거 제대로 여러분 러블레터의 채널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워야 됩니다 예, 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신이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우리의 그런 걸 넘어서서 뭔가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예, it's amazing, isn't it?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그렇게 신을 여러분의 열정과 지성과 힘 그리고 대화, prayer, prayer 어떤 기도도 정말 여러분 신 정말 living God 시, 살아있는 신에게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진짜 기도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릴 겁니다. 오늘 가장 길게 되었네요. 준비한 거 다 하지 못했는데 저 굉장히 오늘 또 약간 흥분했네요. 자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여러분? 제가 재밌다는 거는 꼭 펀보다 약간 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은혜가 됐느냐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은혜 받으신 분들은 <laughs> 댓글도 달아주시고 댓글 열심히 다는 분 한 분 계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milk. 자 외우겠습니다. 남자부터.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네 번 했나요? 한 번 더?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여자 목소리.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마지막.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